아닙니까? 오늘 바로 37에 21 3월 7일 민슈가 생일 이틀 전 아닙니까?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세븐 그래서 7일날 라이브를 킨 거죠 네. 이야 게다가 우리가 7명이 모여있다? 아, 이런 대단한 이야 지금 7시다? 아니에요? 아니 7시에? 오! 자, 네. 7시 3분에 저희가 켰습니다 오. 어. 제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저기 있는 <laughs> 뭔가 누가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내가 총대 아, 부서지면 알잖아 내가 총대를 왜 마, 얘들아 자 남준 씨 푸시기 전에 먼저 한번 풀어가지고 읽어봅시다. 어 야너 손가락 낄것 같은데. 야 어떻게 어? 꼈어 꼈어 야어떻 빼냐? 난 그럴 줄 알고 이렇게 가까운 데에 넣어지요 이렇게 해지 아, 가족 친구 아닌 나쁜 날보다 어, 좋은 날만 가져. 이거 안해야 하고 어, 진짜 안 뚫려. 어. 자 여러분 저희가 방송 사고가 났습니다. 앞에서 그런 아, 게 하나. 없었지 출근 자체할수 있다고요. 야 그만이야 지금. 저는요. 따따따 따아 맞아요 아, 맞아요 윤기현 자 윤기현이 하는 제스처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? 어떤 어떤 아, 어떤 가사가 무릎이 땅에 닿을지언정이라는 가사였죠. 아. 그 제스처를 슈가형이 한 천번 연습했어요. 어,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? 아, 계속 뭐, 뭘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. 각자 어, 가장 좋아하는 것 일곱 개 한번 말해볼까요? 예? 네? 아.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정국 지민 위 홀리 <laughs> 시우가 진영 어디 갔어? 좀 일적인 거 아닌 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 좋아요 요즘에 새꼬시에 소주 한 잔이 그렇게 아 새꼬시 맛있지 네. 새꼬시 오주 아, 목소리 왜 그래 아 한다고? 거기다가 네. 매운탕 알탕 대구탕 아 한입 먹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창피하지. 아니야, 뭐 솔직히 말하면 아, 왜 그런지 알아. 네가 창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. 아, 민망 아, 아, 네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안 창피하지. 자, 다 결국에 이렇게 하는 아미 여러분들 하고. 그래. 어. 네. 아미 여러분들 1순인 거. 어, 가죠. 어, 한다고 아빠, 형. 구름이. 나. 와, 야, 너무 많이 세 그리고 그리고 실 진전성. 그리고 BDS. 와, 아, 아, 이거 얘기 안 하면 서운하다고. 그래, 그래. 가족이라고. 나머지는 내가 다 하는 뭐 거 저도 스트레스도 풀고 아미분들도 스트레스도 풀고 게임 지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? 아니 저 이깁니다 항상 아야 게임 지 얘기하고 있어 <laughs> 최근에 져가지고 아 근데 태형이 잘해 게임 아, 좋다고 스트레스 받는 건 하수야 하수 아세요? 아, 그래 그리고 이제 얼마나 했지 라이브? 자한 시간 같은데? 어쩐지 화장실 슬슬 가고 싶더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가고 싶어 어, 자 아미 여러분 고마워요 야, 최고의 MC다. 비씨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정리 멘트 한번 해주세요. 네. 마지막에는 기다려로 끝내줘요. 기다려. 감사합니다. 아 기다려 기다려 해줘. 기다려. 기다려 천천 해줘. 그거 해야지 끝내. 자. 자, 자 아, 해야지 끝내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려 선창하면 우리가 기다려 할게. 오케이. 자, 기다려. 기다려.